언제나 주목받는 삶. 완벽하고 싶죠. 삶은 더 열정적으로. 얼룩 걱정은 더 적게. New Persil 프리미엄. 두 배 슈퍼 고농축 성분으로 새로운 차원의 깨끗함과 essential oil의 프리미엄한 향으로 사주간의 상쾌함까지. 따라올 수 없는 차이. 뉴퍼실 프리미엄.